그러니 나와 그러니 나와 Thank 얼른 음. 일로 와. 일로 와. 얼른 일로 와. 일로 나와. 얼른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야 너는 올... 그 와중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응, 일로 와 이게 왜 그랬지? 뜯어먹었지? 어. 이왜 그랬어요? 어? 그러지 마. 응? 아, 이거! 알았다고. 아, 간식 먹고 싶은 강아지 올라오기 일로 와 간식 먹 하이 올라가 하이 올라가 그 기다려 기다려 뒤로 아이 뒤로 아니 브랜디야 이제 브랜디 페퍼 하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이 뒤로 가 뚜뚜뚜 <laughs> 브랜디야 하이 말고 브랜디 <laughs> 다시 페퍼 아니 자꾸 뺏기냐 페퍼 옳지 브랜데 <laughs> 아니야 앉아 브랜디 아니 브랜디 아니 지 이름만 불러 브랜디 아니 쉬. 조용히 해야 지 주지 자 아니 하이 다시 돌아 페퍼 페퍼 돌아야지 옳지 돌아 <laughs> 자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제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 끝